여우는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우주 젤리래 우주 젤리 네. 연이 어떤 모양 먹을 거냐면 오 엄마는 아나 이거 말고 응. 그래, 네, 아빠도 우주. 하나 골라봐요 아빠? 아빠는? 이거 먹어 아빠가 조금만 따줄까 그러면? 양쪽을 같이 잡고 잡아당겨요 여기를 여기 잡. 이거 말고 다 다른 동그 한번 찌끔 벌려줄게. 자 여기 잡아. 하나 둘 셋. 우와 반짝이네. 음 아빠도 하나 먹어봐요. 아빠 뭐 골랐어요? 영, 영. 엄마가 아빠 거 갔어. 아 그러네. 네, 이거 아빠 먹어. 그래 아, 이거 아빠 먹어.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. 띠용 띠용 띠용. 띠용 띠용 띠용. <laughs> 언니 거 잡으려고 마지막에. 띠용 안돼 안돼. 안돼 안돼. 우주 젤리 먹어볼까 별 모양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대 말랑쫀득 새콤달콤 이번엔 몇 개나 먹게 될까 구독해주세요 우주 젤리와 마라 오징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구젤리 저번에 한번 먹어봤잖아요 근데 우주젤리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구독자분들이 아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<laughs> 주문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 젤리만 먹으면 이게 약간 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닭볶음면 라이트 왔을 때 같이 딸려오는데 맛있더라고요 매콤하게, 깔끔하게 과연 몇 개 정도를 먹을 때 마라가 출동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얘가 우주 젤리지? 이게 뭐요? 이게 우주인가? 설마 별... 설마 여기에 별 모양이 있다고 해서 우주 젤리인가? 근데 얘는 뭐 저번에 지구 젤리에서도 봤지만 약간 좀 공갈이요 <laughs> 껍데기를 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젤리라는 거. 제가 이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거 맛이 어떤 맛이냐면 약간 게 계피향? 계피향? 그래 시나몬 시나몬 향이 막 이렇게 좀 그러면서 되게 새콤해요 어, 뭐 어 이번 건 좀 신데 이거 약간 복불복인가? 둘 다 똑같은 모양이었네 어, 어, 좀 전 건좀샀어요 이번엔 한 번에 아우 신데 아니 왜 뭐 뭐지? 아니 아까 처음 먹었을 때는 어, 그냥 시나몬 맛이군 이랬는데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신해 이거 큰일 났네 여운이 못 먹겠는데? 여운이 신 거 싫어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여운이가 어렸을 때는 그 지금도 어린데 더 어렸을 때 막 한 두 살 막 이럴 때는 신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 세 살 네살쯤부터안 먹더라고 입맛이 애들도 변하나 봐요 몇개 먹었지? 하나, 둘, 셋. 뭐야, 4개밖에 안 먹었다고? 한 20개는 먹은 것 같은데? <clears throat> 아 이게 완전 맥주 안주네 우주를 감싸는 마라의 기운을 거의 아무 말 대잔치인데 토성 에디션 이거 뭐요?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? 아닌가? 아, 이건 아니네. 맛있다. 음. 아, 근데 너무 열심히 씹으면 턱 아파. 응, 그만 먹어야 되겠다. 음. 아, 요즘 마트에서 요거 판다면서요. 지구 젤리랑 뭐 이런 거 판대요. 근데 이거 하나에 막 천 원씩 받고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날강도요. <laughs> 아 근데 원래 얘 가격이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50개 들어있는 게 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직구로 또 구매를 해오니까 뭐 그 돈 주고 먹을 맛은 아니다. 근데 어 하나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생각날 때 한 개 정도 까먹으면은 음 뭐 그냥 이렇게 뭐 맛있는 뭐 쫄깃쫄깃하고 새콤한 젤리구나 이런 맛이고 네, 저는 다섯 개 먹으면 뭐 이제 뭐 <laughs> 이번 생에서는 음, 마라 오징어 맛있네요 음.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